한 발이 끝에 그 사람 서 있죠? 네, 글로 나오시는 거예요. 그러니 여기 보고 운동, 팔을 활동하셨다가 운동하다가 좀 끄세요. 라이트 먼저 끄세요 라이트 지금 이렇죠 네. 여기 이렇게 여기 빠지가 있거든 수정 네, 색 너무 빨리 오지 마시고 여기서 한번 방향 잘 잡으시고 아시죠? 자, 이제 입수 준비하시고 일 방사님 먼저 입수하셔서 요 앞에 예, 아이 먼저 보고요. 앞쪽으로 가셔야 요 그러면 高，高，高，高，五。